뭐 어떻게 했노? 어떻게 했냐? 형님? Wait a minute. Who are you? 아, 안돼. 말. 아니다 3호 아, 아 앉아서 쓰는 거였구나 이게 난 기상호 혼자 왔어 이게 지금까지 아니구나 어? 야 한방 한방 이거 가게 허경한 가게에요 허경환 가게다 보세요 자 야구 허경환 뭐